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왕서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밴드 4 배경화면을 바꾸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 어플은 중국 어플이어서 중국어랑 영어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도 어,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고 일단 저는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제가 밑에 클라우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운을 받아서 어, 설치를 했거든요. 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키시면 이렇게 중국말로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중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기능도 되거든요 중국말로 하셔도 되는데 영어로 바꾸는 게 아무래도 쉬우니까 영어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바꾸시면 여기 셀렛 워치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셔서 기본이 되는 watch face를 하나 골라주시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네 저는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 워치페이스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만의 사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중국말로 두 가지가 뜨거든요. 이 밑에 거를 총쇼지, 샹츠, 쉔저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시면 그런 사진첩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골라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죠?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름을 아무거나 그냥 뭐 1234, 1234 뭐 이렇게 해서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intro는 크게 필요 없으니까 intro는 안 지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이것도 1, 2, 3, 1, 2, 3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엘레멘츠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기만의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 뭐, 뭐 만보기의 성능 뭐, 네, 심박수 이런 거를 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예, 만들 수 없다라고 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량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중국어로 하나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음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어, 보시면 용량이 초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움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이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Select 있거든요 Select 누르시면 아까랑 똑같은 종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거를 누르시고 네 음자를 이렇게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기 조절을 일단 먼저 제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크기 조절을 먼저 하고요 크기 조절하고 일단 오케이 컨펌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서 감성 여기 카메라 만났으니까 감성 다시 네 이렇게 움짤도 들어가거든요 이, 이렇게 해가지고 썸밋을 누르면 네 이렇게 초과가 됐다고 떠요 이거는 지금 용량 초과가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움자를 빼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네. 네,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뜨거든요. 몇 가지가 뜨는데 이 맨 위에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맨 위에 걸 누르시면 어플에 바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 있는 건 다운로드 받는 건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 그 폴더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집어넣는 그 위치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Mi Fit 어플로 들어가세요. Mi Fit 어플로 들어가서 미밴드 4 들어가시면 이렇게 밴드 디스플레이라고 나오거든요 밴드 디스플레이 설정 네 밴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서 좀 기다리시면 내 밴드 디스플레이라고 뜹니다 내 밴드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얘를 클릭만 해주시면 시계 계기판 동기화라고 뜨는데 이 시계 계기판 동기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밴드 4에서 동기화 중이라는 문자가 뜨거든요. 네, 지금 동기화 중입니다. 동기화 성공이 뜨면요. 네, 짜잔. 여러분들도 쉽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진이나 음, 여러분들 음짤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용량 초과 안 되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지금 이 어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한데 약간 편법을 써서 여기 있는 빈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한 다음에 다운받으셔서 그 미핏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방법은 동영상으로 남겨드리겠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미밴드4의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미밴드4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custom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